저희 뮤직비디오가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아 맞아요, 그래도 네. 딱 팬분이 올려주셨어요. 뮤직비디오 나온 소감이 어떠냐고. 음. 아, 저 아직 진짜? 아직 아직 완성본을 안 봤어요 이거. 아 저도 아직 안 어, 봤어요. 아, 직안 봤어요. 그래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이기 때문이죠. 그죠. 아, 보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가. 자, 예. 예.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면 예. 어, 네. 어떨까요? 아, 좋죠. 처음 보는 것처럼. 아, 근데 실시간 하는 거 되게 처음, 아니야?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우리 막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막 보다가 최종본을 안 봤는데 저는 안 봤어요. 어, 저안 봤어요. 지금 최종보는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우리? 네. 아, 여러분, 아, 네. 길이 타시죠. 요거 아세요? 아, 근데 이번에 또, 아,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일정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뮤직비디오 끝이 아니라서 아, 되게 재밌을 요 나옵니다. 빅히트로고아 아, 네. 이거. 아, 노래 떠떠떠. 네. 자, 볼까요? 저것도 언젠가 바뀌는 날이 올까? 아니. 아, 이때, 날, 이씨가 진짜 좋았어요. 거의 야외 아니야 이거? CG, CG 아니에요? 제 <laughs> 크로마 아,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CG인 아. 거진 너무 신기해. 아, 아 지민이 이,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했다고. 어, 지민이가 좀 기억나는데? 다시 찍고 싶었어. 아, 정씨 우유 좋아하세요? 우유 한 잔. 저 우유는 진짜 좋아하죠. 아, 우유 땀내요. 아, 아 섹시해. 정국이가 초반에 진짜 너무 잘 나. 국이가 완전, 어, 이거 완전 American이잖아 정국이 완전. 뒤에 이제 LA잖아,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다 이제 60년, 70년대, 80년대. 그렇죠. 데이빗 보이, 뭐 네, 엘비스 프슬리 비틀즈, 마이클 잭슨. 잭슨. 이제야 아. 비 아. 아니 그리고 이번에 촬영 기법이 신기한 게 카메라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좀 약간 제처나 이제 풀이하 것들이 많았어. 옛날 느낌 나게. 맞아 맞아 네. 맞아. 약간 좀 제이. 어. 이거 왜이 gimbal이 없었어요? 아, 아, 그치 그치 그치. gimbal이 없었어요. 근데 호이 형이 진짜 잘생기게 나. 그러니까 아, 아 좋아. 안경 좀저잘 어울리더라. 어우 예. 저 뒤에 c g 게 신기해. 와저 차 진짜 한 대도 없어. 이게 너무 웃겨요. 위대한 아, 그 영화 그 이거 이거 뭐 더빙하면 되게 웃기겠다. 예.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빠. 어우 oh, 야. 어 도덕가게가 저렇게 oh. 나오네. Oh, 어, 어, 어. 네, 아 네. 어 사연 기법이 좀 특이하긴 하다. 특이해요. 아, 되게 좀 뭔가 깔끔하고 욕을 안 쓰고. 약간 이런 아, 게좀 담백하고 좋은 거같아맞아저 담백해서 좋은 거같아 너무 막 바바바 터진 것보다. 자, 윤경이 받아줍니다. 어? 아, 아 윤기 형이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 와막 카메라 막까을 났다 와 발로 한번 차줘야지 난 형 그전 것이 좋았어요 우, 어색하게 웃는 거 아, 귀여웠는데 아나 그 내가 보기엔 너무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니야 그거? 아, 아 이거 나오아 근데 이게 아, 아 정구 아 옷이 너무 더워서 때마침 저때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네 그쵸 그니까 딱딱 네! 걸렸어요 비행기가 아 이때 날씨 굉장히 좋았죠 아 지금 뮤비 때보다 춤더잘 출 수 있는데 아씨 아저 밑에 위에 구름 보실 때 날씨 아 이런 프리한 장면들이죠 이거 현장이 다짰잖아 어, 우리가 네. 즉흥적으로 다야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러다 아. 남준이랑 저 빼놓고 남겨두고 그렇지 너무했어 아주 자기들끼리 그래서 좀 그랬어요 아 미안했어 아 또 이게 제가 또 즉흥해서 또 만들었던 춤 아닐까 이거 아이 컷이 나 되게 어, 좋아 어, 어떤 재미가 이거 빡!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아 yes. 아 어, 예스. 아 yes. 어 약간 예. 아 어, 예스. 예. 아 예스. 예. 아, 갑자기 청순.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민 씨. 지민 승 지금 되게 아련해. 승천했어요. 어, 갑자기 나보면서 난저 돌아가는 게 갑자기 웃긴다. <laughs> 일부러 했어. 갑자기 업혀버리죠? 여기 너 갑자기 청춘물이야? 어 테라토비 아, 네, 좋네요. 테라토비 테라토비. 음. 와 뒤에 저거 실제로 이제 바다에서 심어가지고 팥죽을 아니, 하려고 했었죠. <laughs> 그렇죠. 하려고 했었죠. 잘안 돼서 그렇지. 네. 라이 아다 씻고 아, 다 추마 자꾸 다할수 있는데. 어, 뭐, 뭐야 이거 뭐야? 어, 진짜 뭐야 이거 저 처음 되게 어려 어려 보이긴 하는 나? 네. 형은 young하게 하세요. 형 마인드 자체 어. 어리니까. 형 형이 막내 같아요. 휴가는 진짜 <laughs> 지금이 아, 깜찍하게 해줘야 된다고. 낮에 또 유씨가 또 이거를 한고마웠 아. 이걸 한 30번을 찍었어요. 아, 아 맞아요. 네. 제가 30번. 원래 저거 안경 던져주고 받는 거였잖아. 아,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버전 이 있었어요 저거는. 전 저거도 좋아요. 괜찮아 저거는 아 약간 담백하고 좋아요, 무난하고. 네. <laughs> 왜요? 네? 왜 왜? 네? 저거는 네. 약간 개인적으로 네. 복고 때 할 줄 알았는데 아, 저 그러니까 이게 이, 엔딩 컷을 되게 많이 찍었었으니까. 그치, 엔딩 컷이 많았지. 네, 어쩔 것 뭐, 모든 세트 촬영에서 다저 뭐, 엔딩 컷을 다 찍었었어. 뭐또 나올 수도 네. 있어요? 복고 엔딩 컷이 혹시? 뭐 그렇죠. 어, 다른 나올 수도 있죠. 너제 핸드폰 영상 찍었으니까 언젠가 네.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올 콘텐츠 많잖아요 지금. 그좀 디테일하게. 왜냐면 아, 우리가 찍은 당사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빠들 건강 조심해요. 자, 처음부터 한 아이 장면은 뭐 네, 좋은 장면이에요. 어, 잠깐만요. 어. 어 스탑! 남준형 선글라스 왜 저렇게 썼어요? 아, 거꾸로 쓸걸 그랬네. 코베인 선글라스. 죄송합니다. 멋있었어요. 뭐 아, 오케이. 네. 저상 이뻤는데 그래 귀여웠어. 아, 네. 맞아. 테레토비 안 쓰고. 어? 어? 스탑. 스탑, 스탑 해줄 수 있냐? 아, 에피소드. 아, 근데 그 쭈야 지금 사실 이게 아니, 이게 얘기 하자면 빵한 이유가 있어. <clears throat> 왜 저런 표정? 아 이거 빵한 이유는 감독님이 한번 해봐 근데 이걸 됐구나 아 아왜아 아, 아, 아, 뭐였지? 원래 앞에 나와서 그냥 한번 웃고 이렇게 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민망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이런 거 했었는데 빵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얘는 어디야 결과물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제가 왼쪽 얼굴을 좋아해요 근데 오른쪽 얼굴로 하니까 콧구멍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네? 콧구멍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우리 무슨 장면 보이는지 보이나? 그 사람들한테? 뭐 언제? 안, 안 보이죠? 안 보이 안보이나아 이제 뭐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합성어로 밑에 딱그 아, 새로운 오케이. 콘 네. 지금 지민이가 총 빵 그 장면이에요. 네. 아,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안 보이죠. 나 자연스럽게 연 그리고 이제 소리 멈추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아 소리 소리. 인사트장. 저 아, 우유 맛있었나요? 아, 우유. 저 맛있었어요. 굉장 맛있었어요. 우유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아나 우유 먹지 말래. 우유가 좋아요. 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안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긴 해. 네. 이때 진짜 힘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정식 재촬영도 했고 막 그랬잖아요. 아, 제가 이게 이게 다 재촬영한 거예요? 네. 예, 스탑 해주세요. 이때 혼자 촬영하는데 어. 형들 생각 나서안 나서요? 아, 아 형들 생각. 형들 아, 생각 나서안 나서요? 스탑을. 어 굉장히 어. 딱 생각 났나 안 나냐 물어보고 싶은 음. 얼굴이었어. 아 정국이 혼자 있으면 잘 못해. 예, 제가 약간 그 멍석가를 좀못하 스타일인데 오늘 이번에 그러니까. 카메라 고정시키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해나가는 장면이잖아요. 네, 형들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서 아침에 있는 촬영을 이제 맨 마지막 맨 뒤로 이제 옮겨가지고 촬영을 했죠. 저 되게 웃겼어 아침에. 제일 처음 안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아니, 아침에 갔는데 아무도 찍은 게 없대. 그러니까 <laughs> 왜안 들어가요? 그래서 심각해가 네, 혼자 뮤비 첫날이었잖아. 첫날. 왜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아, 컨디션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느낌이 안 좋아요. 어 지금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오늘. 아, 지금 네, 저녁 아, 저녁 때죠 저녁. 제어 삽살기 잘아 이때 이게 좋아. 여기 아, 넘어가는 게 좋아. 이때 많이 아팠어요. transition이 딱... 이때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어 아니 아니. 어? 아, 아, 아, 좋아. 아, 아,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기다려봐요. 아이 스톰하는 장면들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할 때마다 콧구멍 자꾸 보이. 아 콧구멍은 당연히 존재해야죠. 콧구멍 없으면 숨못 쉬어서 죽어요. 입을 힘내요. 아 그러네. 콧구멍까지 사랑해. 아 콧구멍 안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아 여기 도넛 가게 아닌데 아 되게. 도넛 많이 샀어요? 아 향이 좋더라고. 시작해 주세요. 춤 왜 이렇게 잘춰아 근데? 아, 네? 그렇게 잘 춰요. 지금 허명. 허명 너무 잘 어울려. 허명 아, 이때 뭐 보고 있었어요? 저요? 그러게 저 바깥에 그 감독님 스태프들. 아 이때 이때 제가 앞에 지나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앞 지나갔어요? 앞에서 오세요 이랬는데 무시 저기 아, 뒤에 그래요? 메뉴판 밑그네 네 번째 거 무슨 메뉴예요? 어... 그, 그 저기에 진짜 실제 도넛들이 있었었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냄새가 엄청 좋았 재생해 주세요. 퀴즈야? 어. 아, 아 정씨. 아, 사실 이 컷을 좀 많이 찍었죠. 아, 이거 많이 많이 쳤어요. 아, 이게 너무 웃겨. 개취미 같았어, 되게. 아, 이거 뭐, 뭐, 어쩌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씨. 그냥. 네? 왜 이렇게 빡세요? 일단 어 지금 저 킥이 맞아 아 나도 난, 난 이거 좋아 이게 뭐지 드론으로 찍은 건가? 아니 아니 이 지미 집으로 가. 아 지미 집으로 빼는 거구나 저, 저기에 밖에 차가 다녔었나? 진짜 해가아 해나 진짜 많이 찍었거든 여기서 아, 아 그래요? 별로 안, 나- 안 나와 그러면 아 슈강이 잘 나왔어 이번에 스탑해주세요 출사를 잘하더라고 시각이 아. <laughs> 아니 쓰는데 막 계속 나와. 아, 아 시연이 되게 모르다. 그러니까. 형 교정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웃었어요? 윈니는 안한 거예요. 윈니는 아 윈니는 윈니는 이제 본인 혹시 지금 이 귀걸이 이 귀걸이랑 똑같은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대치다 아. 똑같은 귀걸이. 아, 지금 네, 평, 소와 다르게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진하게 <laughs>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 표정이. 그럼 안 순진하다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퓨어 퓨어 퓨가 <laughs> 퓨가. 아,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자 아, 이거 코멘터리 시기토리 아니에요. <laughs> 코멘터리 시기. 네. 눈이 어, 눈이 너무 어, 예뻐요. 어, 어, 오케이. 승리해. 심해요. 아 박수. 아, 아 박수 착착. 아 지민 스탑 스탑. 어? 오. 오. 아니야. 꼬. 아 잠깐 잠깐 스탑. 오. 스탑에서 정말 네? 네. 내 몸에서 아무도 스탑을 안 했어. 자 꼬. 지민 여기 어디에? 스탑. 여기는 촬영장입니다. 아, 아 오케이. 아,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아 이게 안무가 나오죠 어저 비행기 날아가요 저 어, 옷들이 진짜 진짜 디스코 옷이야 진짜 옛날 사람들 같아 아근 저거 신상이에요 아, 아 그래? 아, 컬렉션이에요 아 요새 스타일리 요새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저 뭐야 그 머시기 그 컬렉션이에요 네, 저뭘 나타낸 거예요 컬렉션 와 진짜 저렇게 서 있으라든지 레트로가 아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세를 잡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거 제가 그 봤는데 이제 지민 이 형이랑 저랑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데 진영이 딱 이 촬영이었어요. 아 맞아. 제가 저 포즈를 이 만들어주고 만들어줘 왔어요. 아 진짜로? <laughs> 누가 이렇게 막 잡아 자세를 잡아주고 갔어요. 어, 어쩐지 누가 가- 아니요 제가 해요. 각이 이상지가 않아요 형님. 어쩐지 각이 댄스라인 각이. 저도 저도 의상 의상 처음 봤을 때그구에서 털어온 건가어 저도 저도요. 다 컬렉 다 컬렉션이더라고. 신기하다. 요새 유행이 그런 건가 그런 거보다. l e t 어, 자, 어, 진짜 실수해주세요. 네. 진영 무너코 어디서 배웠어요? 어, 지민 씨한테 배웠어요. <laughs> 그래서 알려줬잖아요. 렛츠고. 좀 하는데? 너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건 안 돼, 이거. 예, 예. 아, 여기가 로라장 아니 로라장. 제가 조명을 부신 것 같아요. 진영 머리가 너무 귀여운데요? 앞머리 많이 말았는데, 이거? 아, 너무 길었어. 아, 귀엽죠? 아, 이것도 태영이가 즉흥적으로 또 땄어요. 어? 예,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아, 이 다음에. 이 다음 장면에. 아. 아, 이거 같아요. 역시. 스톱!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두발 광 그거 아니야? 두발 광고 이거. 틀어주세요. 나오죠. 오케이, 틀어주세요. 스 아, 이게 어. 아닌데. 틀어주세요. 스 아, 틀어 틀어주세요. 스톱! 어. 아! 자기 께 자기 걸렸죠? 드디어 드디어 만족스럽군요. 아주 좋아요. 자, 쳐주세요. 뽑기 네 번만에 걸렸어요. 아. 스탑. 아. 솔직히 솔직히. 네, 넘어갈게요. 네. 지민이 말 무시하셔도 돼요. 만족 <laughs> 지민 스탑 이제 번호는 없어요. 오케이. 인당 세 번씩 기회를 다 썼습니다. 오케이 인당 세 번씩 이제. 갑자기 천사된 것 같아. 갑자기 마지막이요. 스탑. 그만해. 저 눈이 너무 웃겨요. 아, 아 스톱하지 마. 마세요. 아니 왜 저렇게 쳐다봤어? 변태 같아. <laughs> 없어요. 없어요. 아 잠깐만 이것도 시킨 거예요? 업히는 것도? 네. 아 김민이 아, 원래 잘하는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다 그냥 프리스타일. 너무 즉흥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어? 하면서 즐거운 노래예요. 음, 뭐 저기 뭐야? 표정 뭐야?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지민 stop. 오. 어. 아, 어, 거예요 우리 우리 스탑 기어 없기 하지 않았요 지영 나인이 교정 거예요? 나이대 맞지 않는 표현인 어, 거야. 이 이게 좀 깜찍함이 있어야 돼 원래 사람이 사람 당당히 우 아. 여기 우리 맏형이 나올 수 있는 네. 표정이 아니야. 저게 무슨 발음이 나오기 위한 입모양이죠? 잠시만 네. 네. 뒤에 뒤에 뒤에 얼굴 뭉개진 사람들 <laughs> 뒤에 저거 윤경 아니야? 나거 같은데? 자나 지민인 거 같아 지민 지민이다 아 이거 뒤에 멤버들 보는 재미도 있네 어 의전 멋있어 아 저기 공개 아니야 내 머리랑 몸이랑 비율 1대로 나온대 그 아, 그거 다행히 그안 나갔더라 그 되게 와 그거 진짜 풀려야 돼 올렸냐? 우리 하면 신문시 하는 거? 이제 올려야죠 오늘 공개됐어요 아, 아. 한 명씩 하는 거야 뭐하면 딱딱딱딱아아그 감독님이 네. 아, 아. 어, 그 티저에 나온 거아니 직접 직접 찍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또 아, 어, 오케이.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아니 그 아니 티저로 나온 거는 티저를 약간 이거였어요. 중간에 한번 끊겼어요. 형 단- 얼굴 단체로 이렇게 딱 이렇게나만 들어가요. 하잖아요. 아, 네. 아, 이거 도미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끝나면. 네, 알겠습니다.